뼈대는 평소에 얇은데 갑자기 살이 쪄서 지방이 많아져서 흡입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내용이지만 만약에 근육량도 크고 뼈대도 큰다면 조금은 좀 무리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갖고 있는 모양에서 최대한의 결과를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보통 살이 찌면 손발도 찌죠 손발은 되게 이제 기능적인 부분이고 되게 섬세하고 쪽은 인대와 근육, 신경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어, 복잡하고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 저 같은 경우는 선발 자체를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진 않아요 그리고 생각보다는 지방이 많지 않아요